인정 받으러 가세요? 인정 받으러 가세요. 잠깐만 보여주면 음, 네. 그 피팅을 했었을 때 파인 부분이 앞쪽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<laughs> 뒤쪽이더라고 파인 부분이 아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가서 살짝 아쉽고 오늘 보면은 저희 멤버들이 다 이런 망사를 입었어요 망사를 입음으로써 저희의 좀 더 섹시함을 더 부각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 복근 운동한 다시개 한다면 혼자 거울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아무래도 규빈이 형 규빈이 형이 요새 헬스에 빠져가지고 항상 헬스학원 나오면 요새 못 만져봐 못 봐봐 어때 어때 어때 아유 멋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음날에 또 헬스장 가지 맨데 이러면서 아, 반응을 안 해주면은 규빈이 형이 아야 반응 좀 해줘 그래야지 내가 힘입어서 헬스장 갈 거 아니야 항상 이러거든요 규빈이 형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 그거 맞는데 일단 의상 제목은 식사 시간에 죄송해요 식사 시간인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이 초콜릿 <laughs> 후식을 먼저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일단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막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밋밋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.